여기 두 가지 참기름이 있습니다. 구운에서 볶아서 만든 색이 진한 참기름 그리고 볶지 않고 바로 만든 색이 연한 참기름 과연 어떤 참기름이 좋은 참기름일까요? 참기름은 원래 참깨색 그대로입니다. 더 건강한 기름의 기본을 다시 세우다 리킴 오일 프레서